2020년 5월 2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귀신 앞에 왔다 뒤로 물러나 뒤로 물러 보이기는 이, 초라다 이게 왔던데야 알잖아 대충 패턴 알잖아 이초라 쫄지마 쫄지마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와봤잖아 떨어져 떨어져 움직였는데 누가 왔다 갔는데 잠깐만 아저씨 자 조금 화를 자꾸만 사귀시면 사귀시면 안되고 혹시 저 모르세요? 저 이전에 한 두어 번 왔었는데 아저씨 맞죠? 혹시 사진? 액자? 뭐 그걸 원하십니까? 얘들아 나 한 번만 더, 더, 더 도전하고 저희 안될 것 같으면 잠깐 뺐다가 이 옆에 집이 또 다른 집이 하나 있거든 거기 들렸다 다시 올게 만약에 여기서 또 뭔 장난이 일어나면은 위협하거나 하면은 잠깐만 뺐다가 다시 올게 요것만 좀 이해해줘 바로 옆에 집이 또 하나 있거든 알았지? 저 혹시 혹시 사진을 원하세요? 사진? 자 그만요 그만 혹시 사진을 원하세요? 제가 사진이라도 좀 태워드릴까요? 혹시 사진 으로하십니까 나안해 나안해 잠깐만